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드라마 또 오해영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세트장인데요 제가 갑자기 V앱을 하게 된 이유는 뜬금없이 동환이가 커피차를 몰고 왔어요 일산까지 동환이고요 이 옆에는 우리 한동현 감독님이라고 여기 술 한번 흔들어 흔들어 주세요. 슬픔이 안녕 때 했- 었지 맞아. 네, 슬픔이 안녕 때 동환이를 케어해 주신 우리 멋쟁이 촬영 감독님이십니다. 야 현진이는 어딨어? 나 현진이 보러 왔단 말이야. 현진이는 밥 먹고 있겠지? 현진이 안 보러 왔 현진이 대기실에 있을까? 아하. 네, 바로 이것입니다. 사진이요? 우리 팀 그 오디 감독님도 안다 그러던데. 아 진짜? 품이 아니야. 다 같이 베스트캐스팅. 이거 온다고 그랬어. 재한이 알지? 재한이. 네 알죠 알죠. 재한이 요번에. 네, 저는 그냥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킨 거지 딱히 뭐 제가 할 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보시죠. 슬픔이 안녕이 2005년부터 2006년에 끝난 작품이기 때문에 동환이하고는 지금 한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 못 나눈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동환이 온다고 하니까 저희 팀 스태프분들 중에서 동환이하고 작품을 하셨던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또 다 인사를 하겠죠. 네. 어, 그러면 제가 저는 걸어다니면서 하는 브이앱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 세트장 주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저희 팀 스태프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벤치 흡연 구역입니다 하지만 저는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흡연 구역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죠 네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담배를 피지 않죠 <laughs> 동아야 나 담배 끊었다 진짜? 어. 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뭐, 흡연 구역에 갈 필요가 없죠 건강해진 것 같아 우주 너무 말라서 밥 먹어야 겠다 이틀 됐어 <laughs> 아 진짜? <laughs> 뭐 이틀 될건 하루 될건 이틀 될 건 이제부터 앞이니까 그렇죠.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어, 삐촬영 감독 <laughs> 아니 어떻게 그대로 있네 다들? 그럼 우리는 벌써 10년 만에 네 우리 또피크 촬영 감독님인데 이분도 역시 슬픔의 안녕 때 같이 작품을 하셨던 감독님이십니다 네. 대세가 TVN이야 TVN으로 복귀해야 되겠다 너 분별하기 전에 대세는 TVN 야 여기 길게 해 짧게 해 여기 길게 해자 여러분 에릭, 에릭이 담배 끊었으니까요 에릭 담배 피는 걸 보신 분들은 아 제보해 주시면 SNS에 올려 빨리 제보해 주시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진짜 끊었어? 제약씨 네. 담배 피잖아 제약씨 피지 말아야지 옆에서 네. 에릭 감독이 찍으려고 해. 나안 찍고 싶은데. 이렇게. 잘한다. 나 이번에 전경화되 벌써 쓸데어 네, 동환이가 지금 커피차를 몰고 와서는 저를 내버려 두고 우리 감독님들하고만 놀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어서 <clears throat> 저희 촬영장 주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렇죠? 바로 눈에 띄는 게이 흡연구역 <clears throat> 그렇지만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왜냐면 저는 비흡연자니까 네. 또 몰라요 갑자기 언제 피게 될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저는 지금 비흡연자입니다 <clears throat> 어... 아 오늘 그리고 어, 오늘도 첫신 아침 첫신부터 마지막 신까지쭉 세트 촬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첫신을 우리 현진이 평범한 오해영과 함께 첫신을 촬영을 했는데 어, 아침에 일어나서 첫신을 찍을 때는 좀, 좀 잠도 덜 깨고 좀 얼굴도 좀 덜 풀려 있고 그래야 정상인데 제가 비흡연자라서 그런지 아주 생생하게 촬영을 잘했어요 그리고 오늘 첫 씬이 어, 감정씬이어 갖고 좀 중요한 씬이어서 아, 아침에 처음 촬영하기에는 좀 힘들겠다 걱정을 했는데 어,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 현진 씨의 아주 아주 멋진 감정 연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신 역시도 대본 봤을 때보다 대본 이상의 어, 신이 탄생할 것 같아요 탄생한 것 같아요 이제 편집도 해야 되고 음악도 넣어야겠지만은 너무 좋았어요 만족스러운 촬영이었고 네 저희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여태까지 그 씬을 힘을 들여서 찍고 이제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왔습니다 밥을 먹고 오니까 동환이가 커피를 이렇게 사왔죠 <clears throat> 커피를 먹고 이제 주차장을 들어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커피를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음... 봐 현진이랑 찍어주세요, 현진. 네, 현진. 현 현진 최 야, 뭘 이렇게 길게 V앱을. 자몽회의 대 하나만 네. 해주세요. 네, 저는 항상. 3분만 하는 거 3분만. V앱은 길게 할수록 좋죠. 네. 길게 할 거면 노래도 하고. 말을 계속 하진 않아. 그냥 틀어만 놓는 거야. 노래, 노래 한곡 해주시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문 열리니? 현진이 봤어? 라인 네모네 라인 에이드 하신 분 나오십니다 현진이 보고 가야지 요정구역이구나 한대 펴 이제 산을 끌었는데 아, 그렇지만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요 왜냐면 저는 네, 안색이 한번 안색이 좋아졌어 담배 끊었더니 이틀 됐어 이틀. 하루 됐지 하루 하루 안 핀 거지 그냥 저희 혹시 인증샷 부탁드려도 돼요? 아 여기에다가요? 네. 같이. 네, 지금 저희 메이킹 팀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네 앞으로 조금만. 연출부 중. 네. 잘 나왔나요? 본인 얼굴 작게 나오면 어떻 쓰시나요? 어? 딱 그래갖고 이렇게 닦으니까 어떻게, 부예별 그냥 켜놓 이것도 괜찮다 그냥 켜놓으니까 재이 없지 딱 그렇게 봐야 되게 노력 안 하는데 뭔가 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걸어갈 때 그냥 걸어 어? 비앱이었지? 이렇게 <clears throat> 요거는 제작 발표회 때 셋이서 아, 그대로 네, 네, 찍어. 생각했거든. 딴 거 하는 줄 알았어. 다시 한번 한 잡고 하니까. 네. 여기서. 이게샷 이분들한테 주세요. 뭐 담아 몰랐대. 아. 보물레 나왔습니다. 보물라떼 나왔습니다. 섞여 있나? <coughs> 어? 아, 네, 여기, 여기 차에서. 이분이 꾸며주셨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부부세요, 둘이? 네? 부부? 네, 네 저는 밖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 끄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한번 근데 깜깜해서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뭐 끄면 되니까 안을 한번 어? 보이네? 보이네 근데 세트 속 안에는 어, 일단 도경이의 집은 굉장히 좋아요 엄청난 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집, 집에도 어, 우리 스토리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장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집을 보여드릴 수 없어요 네 그럼 이제 <clears throat> 그럼 이제 동안이의 목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거기 짱구 먹으러 갔다가 만났거든 길거리에서 그래. 정, 정산 뚱땡이랑 음. 어, 니 거기 근 이사 왔다 그랬잖아 네, 동안이의 아, 빨간 등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V앱을 오늘의 V앱을 마칠까 합니다 동안이의 빨간 등과 에릭의 빨간 등도 한번 보이나요? <coughs> 보이나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브이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러고 바로 끄면 안 돼요. 어? 혜성이 같은 초보들은 모르지. 10초 후에. course sa San Miguel.